죽을 뻔한 탑3가 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스페인 이탈리아 탑2 베르사유 공격하는 버스 나는 스프라이트 오케이 알지도 못하는 메뉴를 시켜 구글맵 믿고 구글 맛있지 이거 그, 그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? 오. 어제로 되 어, 멋있지 어제 같아 saw you down the motorway There was something about you that day I can still hear the shimmering sound The hill is near, let's get right up Walk up to the very top We couldn't tell the sky from the ground I know my life pretend you stay I don't ever wanna be alone again In spite of all, you're my best friend 집착이었지 남도 집착 어떻게 들고 가냐 이제 이 화장창 너무 귀여워 아 탐난다 이거 50, 50 응. 이제 어디가 배고파요 이거 뭘까 올리브? 올리브 이렇게 이 애가 올리브 얘 뭐지? 엄청 조그만 코코넛인 거 아니야? <laughs> Stasera sono già alla decima. 우리가 이걸 걸어왔다고. 이게 어떻게 이거 걸어서 올라와? 암세스를 저 보라색 꽃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 이 보라색 꽃 노래는요 야 사오정 야. 내가 어떻게 이런 날 <laughs> 어, 뷰티풀 그러니까. 진짜 군중심리의 끝판왕이었다 어떻게 한번 당하고도 또 그러지? 2,600에다 800, 3,400원짜리 슬러시입니다 노래야 안녕하세요 tenho esse mar todo, todo pra olhar. Tenho as estrelas infinitas pra 진짜 높아. 서울 극경사 맞아 진짜 찐이었어. 같이 놀자 점프 하나 둘 어. 어. 못 먹지? 찌찌찌 찌찌바 빠빠빠 나 먼저 멜론 탑텐이 전부 다 여자야 Thank you. 말도 맛있어. 완전 부드러워. 멋지. 콜라가 약2 0 0원짜리 콜라 같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해? 아닌가? 아닌 아닌가 보다. 그치, 뭐가 있나? 와, 나도 치마 벗어졌네. 한 30분 있으면 마를 듯. 것이 인지상정? 6시 5분에 아마 할수 있다네 바다 주차장 귀여워 Buonasera, buongiorno, ciao, buonissimo, grazie